힌트는 오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 뭔지? 봐봐, 봐봐, 봐봐. 이거 봐봐, 이게 뭐야? 진짜 이게 뭐야? 아니, 아니, 뽕짜 일로 와봐봐. 아, 아, 아, 아. 고집, 고집. 맛있어? 떠다! 네. 네. 네. 기분이 안 좋아졌어, 공지? 먹기 위해서 싫은 걸 찾고 있는 그니까 진짜 내려가도 돼 곰진 지금 멍튀기가 더 중요해 <laughs> 엉뚱이가 있는데 어딜 내려가 A few moments later Ha ha ha ha ha!